다 저기서 싸우네 My spirit never dies. 아이고 엄마 위험했다 왔으면 Victory! 오우 깜짝아 You capture Zone C. 파이랜더 맞네 is breaking. The enemy rally. 저 형이 너무 못인데 살려 빨리 끝내 오케이 아야 아이고 오 다행이네 You captured Zone C. 아이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살려줘 나이스 어 땡큐 <laughs> 아이고 안되네 너무 많이 했지 아프다 아프다 고마 오 죽을 뻔했네. 잘 막는데. 음. такой? 걸렸지? 나이스 일단 한놈 끝났어 아이씨 또 뭐야 오케이 You captured Zone A. Lost Zone A. 쏘냐 쏜다? 쏘냐 쏘냐 쏘냐 오케이 이 하고 마무리 그럴 줄 알았어 captured Zone C. 아, 이번엔 조금 위험하다 Enemy team is breaking. 오 존나 미안해 못 살려줘서 어? 또 패링을 안하 나이스 오. 엄마야 스태미나. 오. 어. 오. 큰일 났다. 하냐 이제 아이 이현대나 도와줘 <laughs> 그렇지 아 죽을 뻔했네 정말